여름이 되면 매미가 껍질을 까고 나오는데 그 고치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. 빈 껍질이.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채집을 많이 해놔서 그게 오랫동안 내 테이블에 굴러다녔었는데 이번에 나온 cocoon top 시리즈는 거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. 매미가 껍질을 꺼내듯이 금이 간 항아리 같은 것들 버려야 되는 항아리가 아까워서 지승을 위에다 씌워서 짠 거예요. 종이지에 노승 해가지고 종이를 노루 꽈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 지승공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에 이용하고 뭐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었어요. 지승이라는 걸. 공이가 굉장히 그 약한 재료입니다. 그래서 잘 찢어지고 끊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한질은 한 겹이 아니고 꼭 두 겹으로 겹으로 짜게 돼 있어요. 지천년 견오백이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종이가 천년을 가고 비단은 5 0 0년을 간다 그래요. 종이가 우리가 약한 재료라 지만 어떤 조형물을 이루었을 때는 5 0 0년1 0 0 0년을갈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이렇게 형태를 보면 세계 각국의 자기 자체 형태가 있어요. 그 어느 집이건 마당에 제일 햇빛 잘 드는데 장독대가 있어서 그 항아리가 이제 점점 깨지고 금가고 그러면 깨져서 버리기 전에 내가 그걸 짜서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. 거기서 이제 코쿤이 마찬가지지. 그 껍데기가 이제 살아남은 거야. 새로운 탄, 생명을 얻어가지고 계속되는 거죠. 지승은 천년을 보장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 긴 생명을 내가 주는 거죠. 내가 이걸 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거. 우리 역사와 문화와 컬처를 지켜야 돼. 그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. 정말 나 아니면 이거 하는 사람 없다. 그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.